빙창 오늘 세 번째 게임이죠 로빙창 들어가겠습니다 닉네임 변경은요 그 우측에 보면은 예, 유저분들 목록 나오잖아요 그 맨 밑에 보면 닉네임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영장 파티 리신 속이려는 자 그레이브즈 성남 성님 지리겠소 어, 성남이라고 봤었어요 트위스티드 페이트 그대가 분다 아무껌 이렐리아 테시깅 빅토르 엔박 메카 카직스 기타 고수 시면의 공포 스레쉬 유지로 그리고 우지로 그리고 트리스타나 스플쿠마 쉔좌백년 어, 조합을 봅시다. 조합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만 아 왠지 카직스가 보슬 많이 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레이브즈 뒤에서 열심히 사려 사려 사려 사려서 한타 보도록 할게요.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아프리카의 스리슬적 캐님 안녕하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호호 잘 때린다 별말씀은 나오고 내가 서포실 때는 모든 탑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차피 2레벨 되기 때문에 쓰레쉬가 올라왔었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이거 내가 강타 쓰고 빠르게 리시 해줬으면은 그 특혜 살려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룰루님 예? 님 안녕하세요 어... 강타를 하나 못쓰고 간 바람에 좀 손해보는 느낌으로 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사려라 사려라 <laughs> 불쌍하다 하나도 모르네 뭐. 아군이 당했습니다. 드페가 고통받네. 망했네. 저것도 죽겠죠. 똥망이란 바로 이런 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눈을 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쓰레쉬는 계속 미아를 쳐줘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렇죠? 카직스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네, 소라카 펜티알님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학살. 카직스가 진짜 세요 뭐가 귀찮아요? 카직스 미드 이거 레드 같이 시켜줄게요 야리시나 리신아 리신 너무 말렸네요 네 속박 시간도 늘어나고요 쿨타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가 데미지가 세요 라인 전에서 압박하기 좋습니다 자 궁극기 온입니다 밖에서 구수한 냄새 온나 저희 집 그제 방이 있는 건물 바로 반대편에 삼겹살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방문을 열어두면은 시원함을 얻는 대신 허기를 얻게 됩니다 와 구수한 냄새 삼겹살 먹고 싶다 호, 가장 호흡이 있는 챔피언이요 음. 전 지금까지 했던 챔피언 중에서 징크스가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징크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 11을 아, 예. 징크스보다 11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징크스는 어프되고 나서는 많이 못 봐가지고. 소라카 베인도 좋긴 한데 어, 예전만큼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카직스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전 내려갑니다 그부 죽으면 지금 아자 끝장나요 끝장나 그부라도 지켜야 돼요 그부가 지금 세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그부가 제일 세 지금 그렇지 그렇지 궁극기를 너무 일찍 썼나? 조금만 더 버티고 썼으면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 여튼 조금 이득 봤습니다 킬수 좀 따라잡았어요 와우 아이디가 소라카 꿈나무야 <laughs> 반가워요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다음 팟의 기로로님 안녕하세요 캐로 캐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 궁극기 40초입니다 아 저 탑도 죽겠다 탑에 카직스 저들이 모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오케이 떴고 블루부터 블루부터 먹이고 용 씨야 점거 사실 내가 씨앗석이 없어서 용 씨야 점거 하기도 <laughs> 애매한데 그래 블루부터 먹여줄게요 됩니다. 뭐 궁극기는 빠졌지만 어쨌건 이거 먹었습니다. 이거 먹었으니까 이걸로 이득 봤다고 칠게요. 그렇지 딸피는 뭐다? 최고의 CC다 드디어 이제 시야석 쿠션 잔뜩 사고 어 그리고 요거 됐습니다 네만바라님께서 간라카로 풀원 찍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소라카로만 플래티넘 찍었었어요 네 소라카 서포 소라카는요 보시는 것처럼 서리어왕 지배부터 마스터합니다 예 올립니다 오야 쩐다 이게 바로 그레이브즈의 힘이죠 다이아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소라카 열심히 연마하세요 소라카는 이 어떤 템트리랑 뭐 어떤 템트리를 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여러가지 소라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선마 소라카 공격적이고 재밌습니다.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력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 예,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랬네요. 와딩 없이는 돌아다니면 끊깁니다. 이거 튀세요 튀세요 위험합니다 용 1분 30초인데 어 저거 오케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서리 여왕요 예, 아 시야요? 시야 안 박혀줘요 예. 제 기억은 그런데 다시 한번 시험은 해봐야 돼요 부시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안 박혀주던 걸로 기억해요 네, 소락하는 딜러가 잘하면 잘할수록 효율이 배가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못하는 원딜 잘 안 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기도 하죠 네 기로로님께서 그 서포템부터 업그레이드 한 이유는 제가 이선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박까지 걸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상대가 그, 그 시간까지 안에 안 있어주거든요 근데 철이 여왕을 맞추고 일을 맞추면 거의 확정적으로 속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2초 동안 이동 속도로 80 늦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예측해서 잘만 사용하면 속박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 바로 먹자 그렇지 우리 구부 형님 근데 탑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네요 포션을 너무 과다하게 빨았다 포션은 네 사실 너무 과다하게 빠는 건돈 낭비예요 돈 낭비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션은 막 남발하는 거 제가 포션 써야 될땐안 쓰고 막 그런데 소라카가 서리여왕을 이 서리여왕 범위가 생각보다 깁니다 예 서리여왕을 던지고 뒤로 빠지면 돼요 예그 정도 포지션은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지금 전멸도 없는데 서리여왕 쓰잖아요 포지셔닝만 잘하면 돼요 그니까 상대가 만약에 정말 나를 계속해서 물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소라카를 무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은 그리신 멋있었다 입체기도 이거 용 안되나? 아 안되겠다 바로는 카직스 강타가 이럴 때 참 좋아요 늑대 먹고 예 이렇게 시야 밝혀두고 정글몬 먹기가 아주 좋죠 아우 저 아, 죽었다 저건 못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브가 잘 커서 그브만 살리면 돼요 나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아 블루젠 블루젠 요거 와드 지워주고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 어쨌든 조냐로 잘 자,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톡! 톡! 그렇지 이거 억제기 탑 한분 아,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 야 이건 그부가 좀 째기를 먼저 밉시다.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올! 그부 딜 봐요. 어 왜? 내가 왜 죽었어? 큐. 아. 저기 안 맞아? 뽕. 어! 쓰레시부터 잡을 수 있나요? 헉. 와어 어, 근데 이거 파직스한테다 죽어 한명한 명이라도 튀어 한 명이라도 오될 수 있어 <laughs> 튀어 방어 방어 대가 골카 한번더 우와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냥 보스 를 깨는 게 나아 보이네. 저도 이제 어, 정글 상위템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상대가 바론 안 가면 이득 바론 가죠 아 아, 먹었네, 먹었네. 유리한 상황이 다시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론 빠질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nice 자, 그 카직스가 침묵에 걸려가지고 카직스가 침묵에 걸려서 랜턴을 못 탔죠. 침묵이 있으면 랜턴이 안터집니다 그래서 그 침묵 그러니까 랜턴 자리 위에다가 그냥 랜턴 자리 위에다가 침묵을 까시면 상대가 오히려 낚이게 돼요 어 나 랜턴 타야 되는데 어 왜 안 타지지 안타지다 죽는 거예요 방금 카직스 그런 식으로 죽었죠 마지막 템은 벤시의 장막 빅토르 딜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탑 가자 아니다 그래 이러고 있어요 쉐을 끊었으면 저쪽 탱커 없습니다 그렇지 마무리 가자 끝내자 아 이겼다 이게 얼마만 이기는 것 같죠 이게 진짜 이번 판 지면 멘탈 엄청 나갈 뻔했는데 아휴 다행이다 자 힐량 맞추기 갈게요 우선 딜량부터 확인을 하고요 자 피해량은 우리 팀에서 그브가 제일 높겠죠 그브 하나 둘셋 허! 38,000 그브 진짜 니값 제대로 하네요 성님 지리겄어 38,000 딜입니다. 자, 이제 힐량 예측을 할 건데요. 자, 네만바라빈남, 아, 네만, 네만바라님께서 힐량 35,000 예상해 주셨고, 소라가 꿈나무님 37,000 예상해 주셨고요. 자, 저는, 음, 3만, 저 3만, 36,500. 전 36, 4,500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초를 세게,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네, 29,221. 자, 누굴까요? 누가 가장 근접하게 맞추셨나요? 3만, 3만 예상해 주신 분 없나요? 네, 띠채님께서 3만 3만 아니지. 예, 3만 1000이라고 하셨네요. 먼저. 예, 3만 1000을 예측해 주면서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장 근사하게 맞추셨어요. 가장 근사하게 맞추셨으니까 바나나 한개 드리겠습니다.